어, 저희가 탈 시스호입니다 어, 내부가 상당히 커서 어, 휠체어 하나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딱 됐네 이게 가능해 어, 안녕하세요. 어, 사건 여러분. 어, 제가 보트에 탔습니다. 어, 우리나라 최초로 경추, 현장상인이 보트에 타는 것 같아요. 안녕. Yeah.

그러니까 최고 진 대박이다. 잘 만나는 세상이에요. <laughs>